파튼 내렸나요? 내렸겠죠? 이때, 이때까지 두 명 내렸다고 얘기했는데 안 들으시네 그럼 두 명 잡죠 우리가? 이번엔 나이 많죠? 네 <laughs> 원래 나, 나이, 많으면 자기 할 말만 하거든 아니 아니 듣, 못 들었어요 죄송합니다 <laughs> 좋아요와 구독 아 마이크 아 마이크 오케이 마이크 원투 원투 4번님 왜요? 핑 찍어주세요 제가요? 찰리? 오케이 찰리 화이팅 화이팅 화이팅 화이팅 어, 아, 4번이 누구랑 목소리 비슷하다 벌포님이랑 비슷해 그러니까 많이 들었습니다 그거 맞는 것 같은데 목소리 아닙니다 네 골프가 목소리가 똑같냐 어떻게 아, 똑같은데요 아 제가 영상 많이 보는데 맨날 저러더라고 아 똑같은데요 완전 다른데 무슨 소리 하시는 거 가정하시지 마세요 100, 네 100개 <laughs> 딱 걸렸어요 맨날 뭐 아니래 자꾸 아니 맨날 봤으면 아는 척 좀 해주면 안 돼요? 모르는 척 좀 해주면 안 돼요? 아 죄송합니다. 그냥 어, 거, 거 목소리가 되게 특이하시네요. 그냥 이렇게만 해도. 아아 아, 아 그렇 음. 눈치가 없어서. <laughs> 여기 카고팔 있어요. 카고팔 나요그 카고팔 제가 한번 써보겠습니다. 스커스 쓰시고 카고팔 주시. 어 좋죠. 카고팔 좋아하세요? 아니요, 제싸야 못 쓰시잖아요. 무슨 뭔 <laughs> 아, 소리 하시는 거예요? 아니, 뭔 소리 하시요 자, 스커스 있습니다. 저는 뚜껑만 필요해요. 어 뭐야 자그장 우리한테 주는데요, 여러분? 이거 우리 치킨가 아닙니까? 이건 치킨 치킨 못 먹으면 바보도 아니 바보 아니야 우리 이거. 그 말 박제놨다가 못 먹으면 아, 예, 이제 바보라고 부르겠습니다. <laughs> 아 죄송합니다. 일본님 마이크 되잖아요. 말 안 해요. 네. 아, 여자분이구나. 아, 아까 처음에 여자분인 것 같았는데 말을 안 하셔가지고 어. 아, 드릴 건 없고 예, 드링크 하나만 하세요. 예번님도 저 알아요? 네 알아요. <laughs> 아. 아니 만약에 모르는 사람이면 좀 되게 어이없을 것 같아서 지금. 목소리 듣고 알, 알고 있었어요. 아 진짜요? 뭐- <laughs> 아 이거 이게. 아니 목소리가 너무 티나요. 근데. 아, 그럼 거기서 무슨 말을 해야 안 걸려요? 말을 많이 하지 마세요. 아. 아. 낙한 살포시 봐볼게요. 저 정말 치킨 먹고 싶어요. 유튜브 가고 와 왼쪽 쏜다. 왼쪽 왼쪽. 쏜다. <laughs> 아 이거 아래쪽 아까 있 아래쪽. 창가에 있어. 이거 봐. 여기 여기 물려 있어. 양룡이도 와요? 어 너무 양이 형, 아 앞에. 지났어요. 양용이는 잡아야겠다. 조금 빠져야겠다. 앞에! 앞에! 하나 내렸나 보다. 못 살릴 것같은 나무 진짜 제가 봐드릴게요. 살려주세요. 1번님 어. 감사합니다. 어? 어. 나와요. 하나 더 찾아. 안돼. 쪽에도 있어. 쪽에도 있어. 저거 연막 없어요. 연막? 견제했으 우리가 먹고 양념이 쪽으 빠릅시다. 아우 배부르다. <laughs> 한 번도 못 쓰고 적는 거 아니에요? 아 그럴 수도 있어요 어! 옥상에도 있다 이거 맞지 말고 안돼 문 닫아야 돼 천천히 어 저희는 살았거든요 4번 살려가야 돼 살려줬어요 갚으세요 너무 감사합니다 어, 여기 양룡 있다. 뭐야 얘? 얘네 건가? 아니? 여기 양룡 있어요. 어? 여기 양룡 <laughs> 있어요. 어, 어, 뭐 이거? 운전 잘하시는 분? 여기 완전? 어, 1번님 나오세요. 아, 이거 <laughs> 아, 이거 이게 이게 이렇게 된다고? 이거 선물인가? 많이 살았네요. 여, 여, 여, 18명. 아, 아, 집에 박아야겠다. 아, 집에 아, 박아야 돼. 앞집 박아야 돼. 앞 오른쪽 집에 박아야 돼. 안에 있다 안에 안에 집컷집컷 집 들어오세요 앞집 네모난 집 확인 앞집 확인 어 들어 저 이번엔 저 반, 반샷 반샷 어 잘해 그 어, 어, 왼쪽 끝에 이거 165 안돼 안돼 살려 나이스 나이스 온다 온다 아, 네, 어, 안될 것 같은데 여기 돌에 있거든요 근데 네, 감사합니다 여기 4번 핀이 4번 핀 아, 죄송... 아니요 괜찮아요 예. 괜찮아요 손이 많이 가시네 아 죄송해요 생각보다 아니 저 튕기다 갔거든요 지금 <laughs> 제가 죽은 거 아니거든요 아, 예. 와 근데 이번에 진짜 잘한다 일단 앞에 앞에 비워 이쪽에 있다 어, 가자 가자 저기 왔던 방향 어 아, 여기 있다 너무 많다 뭐야 이거 미쳤다 아, 얘 아, 아, 뭐야 한번더 하시죠 더 그럴까요? 3번님 네 이렇게 조용해요 <laughs> 왜 이렇게 조용해요 언니 예뻐요 아 나 그럼 또 얼굴 빨개지는데 아. 온다 아니구나 뗏목 쪽으로 하나 가네요 어? 티 두명 많아요 많아요 네. 어우 엄청 많네요 진짜 많안 가길 잘했다 아, 아 저기 갈랬어 와 진짜 저렇게 될 수도 있구나 부끄부끄 하팀 내렸나요? 내렸겠죠? 이때, 이때까지 두 명 내렸다 얘기했는데 안 들으시네 아 죄송해요 예, 예 죄송해요 그럼 두명 잡죠 우리가? 이번엔 나이 많죠? 네 <laughs> 원래 나, 나이, 네. 많으면 자기 할 말만 하거든 아니 아니 드, 못 들었어요 죄송합니다 <laughs> 아, 얼뿐이도 나이 좀 있으시잖아요 얼마 네. 안 남았어요. 아, 제, 저보다 많으세요? 많죠. 음, 몇 살인지 물어봐도 돼요? 아니요. 3번님 <laughs> 몇 살인지 물어봐도 돼요? 26살 26살 언니라고 했으니까 어리겠죠. 아, 아, 아 알고 있었거든요? 그냥 물어본 거거든요 어선도 싸. 어. <laughs> 아 기, 기도 잘안안 좋으시네. 죄송합니다. 쫄보라. <laughs> 나이 먹으면 겁이 많아져요. 그건 맞는 것 같아요. 어 쏜다. 위에 쏜다 위에서. <laughs> 어. 이번이 쏘는 거 아니죠? 저 쏜 거야 저쏜 거. 아 그래요? 뚝배기 걸어감. 응. 제가 어떻게 쏜 뚝배기한테 두 대, 두 대 맞았어요 저한테. 안 맞춘 것 같은데? 이 자식. <laughs> 아, 거짓말 하시는 거. 어, 아, 그냥 아 그냥 쏘시고. 맞아. 어 뭐간데 이렇게 하는 어, 거 같은데. 어 뭐간데. 이거 리플레이 한번 보세요. <laughs> 아 썸네일 한장 찍을까요 같이? 앞, 앞에 앞에 보시고. 아. <laughs> 네 됐습니다. 네. 네감 좋습니다. 다시 보죠. 좋아요와 구독. 내가 했어요. 알리선까지. <laughs> 좋아요와 아이고 아 저도 안 돼요 뭐가 안 돼요? 좋아요 구독이 안 된다고? 캐켄 물결표님 별풍선 100개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 2번입니다. 아, 팬 아니 뭐야? 아 뭐야? <laughs> 아이고 2번님 100개 팬카이 너무 감사합니다. 중성 아니 이걸 아니 방송을 들어와서 충전을 해가지고 100개를 <laughs> 사주 거. 충전 충전하느라고 바빴어. 아 충전하느라 바쁘셨구나 미쳤다 이거. 깜빡 깜빡 위에. 오케이 확인 확인. 우린 한 번 걸치긴 하는데 이 양쪽에서 올 거라 잘 막아야겠다 1번은 어차피 안 움직이니까 뒤를 막아야 될 것 같아요 이거 아 뒤에 온다 위에 내려오네요 위에서 위에서 내려옵니다 위에 연막 연막 이 어, 들어오는 거 끝났다 내 네, 위에 잡아야겠다 지금 이거 여기 앞에 다섯 마리 남았는데 여기 남아 있거든요 에 아, 위에 위 해야 돼 와, 아, 덕분이 믿어요 연막 뿌려야 돼 안 되겠다 안 되겠다 와 너무 빡세다 아, 아, 아 까비 까비 아, 아 다들 고생하셨습니다 아. 저는 일정이 있어서 여기까지 하고 가보겠습니다 고생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안녕히 가세요 수고하셨습니다 네. 안녕 네저 세 분이서 더 할까? <laughs> 아 과연 저 세 분은 게임을 더 할까? 궁금하긴 하다 그치? 흩어지겠지?